좋아. 하나가 모자르다고? 응. 그게 모자라 태비야 어떡해 그래서 지 메뉴에 약 모자란데 우리가 하나씩 좀 빼가지고 그래도 안 넣... 되는 거 그지? 위, 위에 거기 해야지 뭐 그냥 이대로 뭐, 하나씩 빼 빠진다고? 아니면 바다 건데 그지? 엥? 아니지 이게 3, 3 1인데 야, 진짜 웃기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야, 아 여기를 괜히 했구나 이거를 3이 1이지 아, 아 뭐야 뭐 허술 허술하네 나 나왔니? 어머 방금 있었네 어디? 어머 슈슈도 여기가 너무 작아 작아 한 칸이 작지? 어머 부서졌어 어디 어디 부서졌어 <laughs> 테디 테디가 여기를 뚫고 나왔어 그 밑에 아직 안 했다니까 우리야 밑에 두 겹 해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얘가 부, 뚫고 나왔어 잠깐 눕히자 어, 뭐야 자 눕혀 얘네 다 나오라 그래 아니야 이게 빠진 거야 밑에 아니 이거 밑에 지금 다 안 됐다니까 영사고 자해 우리 밑에 이거 이동에 이거 안 한것 있네 엉덩이 들어가지도 못해 나 너무 작아서 여기 두 번째 칸은 까미 왕국 네. 높이가 창문 높이하고 얼추 맞는다 응. 음. 음, 루나 또 슈슈팸 맨 음. 꼭대기층을 사서겠다는